그러니까 입맛이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은 좀 그런 뭐라 하지? 튀김이라든지 뭐 약간 만두라든지 마지막까지 진짜 끊기 힘들었거든요. 튀김의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채식 만두도 있고 요새는 채식 가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한테 너무 충족이 잘 돼가지고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.